우 와. 어, 순냄새. 아유, 아유. 맛있겠다. 이게 시집문이에요, 사장님? 이렇게 시집도 음, 음, 음. 오, 좋네요. 딱 좋네요, 딱 좋아요. 비주얼은 너무 맛있겠다. 장난 아니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벌써 집으시는데 육질이 장난이 아니네요. 아, 너무 딱 적당하게 잘라주신다. 어. 엄청 부드러워 보여. 야, 아,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주인을 봐, 주인이 얼마나 부드러워. 고기가 다 주인 담는 다니까 오래 하면. <laughs> 진짜 야들야들해 보인다. 그러니까. 자, 이거 하나 먹어보고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무조건 맛있는, 맛있는 향이다. 야 수창이 제대로 배 진짜 어향 너무 좋아 어 수창 <laughs> 자 지금부터 돌출 작전 을 시작합니다 60분 빵! 오. 어 맛있어? 수창을 다 배웠어 와 진짜 완전 찐으로 배웠는데? 저 진짜 찐이다 저 찐이다 찐인 표정이다 진짜 촉촉하다. 어, 어, 발음 너무 좋다. 어, 진짜 부드러. 와. 양념갈비는 뭐 소스 할 것도 없어. 어, 너무 부드러운데? 녹아 버렸는데요. 진짜. 와, 와탕 진짜 좋다. 저 너무 치탕 엄청 맞지? 진하게 뱄어. 양념이 너무 자극적이면닭 맛을 못 느낀단 말이야. 양념만밖에 안 느껴지는데. 닭고기 본연의 맛이 느껴서 져 너무 좋다. 우 와, 간이 정말 잘 되있나 보다. 와. 우니까 얼마나 맛있어. 그러니까 그 식감도 장난 아닐 그렇죠. 거아 파절이랑도 먹어봐야겠다. 어, 저 파채 봐. 아, 진짜. 오! 어, 신선해 파채 보인다, 파채. 우와 닭고기 육즙을 파가 딱 빨아들여주면서 굉장히 아삭하고 진짜 맛있네요 깻잎에 싸먹을까? 근데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음, 음. 음. 깻잎 어. 와 깻잎에도 사먹는게 진짜인데? 진짜? 진짜 삼겹살 아, 저 조합이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어, 수다, 수다. 어. 음. 와, 저거 유명한 그 먹방을 하네요. 응. 음.